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오늘은 밥도둑 쓱싹 체포해왔지 전복장, 연어, 새우, 참기름까지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앙 잘된 거예요 이 정도면? 음 이게 느낌이요 요리 천재였구만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전복장, 연어장, 간장새우장, 다진 양념새우장, 밥도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간장에다가 술안을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도 준비를 했고 총각김치도 준비를 했습니다 성공적이다 근데 얘는 저번에 먹어봐서 맛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 전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통 간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약간 마일드하면서 좀 살짝 달달하고 여기는 아, 이거다 <laughs> 새우 새우 야 간장에 새우향이 쫙 배있는데 그 고추에 약간 칼칼함이 같이 살아있어서 이따가 얘랑 비벼 먹을게 요 얘랑 알았죠? 일단은 이제 먹자 근데 간장 계란밥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 후라이가 감칠맛을 막 더 강하게 해주고 더 고소하게 해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수라는 굉장히 담백하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막 들어 더 막 자극적으로 먹고 싶은데 어 너무 담백한데? 막 이런 느낌이어서 여러분들은 간장 계란밥 하실 때는 에 계란 후라이를 드세요 계란 후라이 추천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밥도둑으로 먹어봤는데 이게 다 담백하면서 약간 자연적인 그런 맛들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름의 지진 약간 뭐 그런 맛이 조금 그리워졌어 그냥 스팸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같이 껴가지고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한 끼였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먹었다는 거 <laughs> 여기 셰프장 요게 두 개는 저번에도 한번 먹었었던 거고 여기 개방식당은 그 미슐랭 간장게장 먹었던 곳인데 어 괜찮았어요 깔끔 개운한 맛이고 어 여기 완복은 <laughs> 완복 완도 전복은 어, 전복이 신선하고 뭐 그런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양념은 뭔가 엄청 특별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어른들은 이 맛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좀 말을 별로 안 하고 열심히 먹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생방송 스트리밍을 편집해서 같이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따로 이렇게 찍는 리얼 사운드 먹방에서는 좀 말을 좀 줄이고 먹는데 좀 더 집중을 해서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좀 줄여봤는데 어떠신가요? <laughs> 뭐가 더 낫죠? <laughs> 근데 말은 줄였어도 아마 자막으로 이런저런 얘기들, 맛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만족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짠! 리액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먹었을 때 음. <gasps> 음. 아니 이런 앙. 아. 아. 아. 어? 안 했어? 어.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어. 어. 여보가 해줘요. 왜? 어? 어디 갔어 계란? 계란? 뭐야? 물 다시 받았어요. 아 그래? 응. 식초 버렸어? 응. 왜? 프라이로 바꿀까? 완벽하게 동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겨 어.